오늘은 베이컨, 양파, 당근, 감자, 그리고 밥, 버터, 케찹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어, 근데 오므라이스에 중요한 게 뭔가 빠졌죠. 바로 바로 바로 짜잔! 계란이 중요하죠. 그죠? 자, 이 재료를 이용해서 오므라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셨어요, 그죠? 어, 그거 하지 말랬 我扫完交接，你干啥去了？你看手机啥子东西没？还扫的漂亮。 감자 감자 먹을게요 감자 고 자기 집으로 먹는다 qué? ¿eh? 不要！ 짠 이렇게 달았습니다. 보이시죠? 자, 이제 이 밥을 꾹꾹꾹 일단 이 밥을 자 붓도록 해볼게요. 와우 자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계란은 없죠 자 여기다가 이제 계란을 그냥 과연 실패해요. 그냥 과연 더 해먹다 보니까 실패하고 어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진짜 맛있다 대박 음 대박 사건 진짜 맛있다 후추를 넣은 게 진짜 최고 음 음, 음. получилось. Вот. 저 아니아니도 다양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